아 나도 다 들었다 <laughs> I try 여기 깊어? 여기 깊어? 아 그래? 안녕 야 어때? 좋아 좋아 얼른 놀아아 진짜? 얼른 놀아 여기는 물이 될것 어 맞아 이거 가격이 색칠해 검은색이 가격이 색칠 여기 검은색